하나 둘셋 위에 임팩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네네자 임팩트의 나나나 신곡 응원법을 저희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그쵸. 만들었죠 그쵸 그쵸 저희가 저희 이제 머리를 모아가지고 응원법을 만들어봤는데 네. 네. 팬분들께 저희가 이제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Move go toes! 이런 게 그런 게 그렇게 야야 모두가 외면해도 고! 세상이 등 돌려줘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너라는 거 너라는 거 세상이 차가워져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너야한 사랑인 걸 7 정말 미쳤나봐 우리 <laughs> 웃겨서 노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자기가 중요해요 이프야 임팩트 영원히 함께해 고마워 나나나 나나나 임팩트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네. 나나나 저희가 이제 응원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렇죠. 네. 네 이걸 잘숙지해셔서 이제 저희가 공방 때 아니면 저희 무대 때 만날 때마다 네. 이 응원법을 외쳐주신다면 힘차게 저희가 너무 무대에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임팩트가 또 가장 빠른 컴백이잖아요. 또 우리 뜨거운 여름 또 우리 뜨겁게 추억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쁘 사랑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나나나 나나나.